맞아. 야, 아직 한 번밖에 안 죽었는걸. 이라고 말하고 작가는 앞으로 4레스를 합니다. 우후.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버렸다. 제가 게임 킬게요 롤. 네, 롤 할게요. 그냥 그냥 바로 오늘 7렙 찍어 버릴게요. 할수 있을까 근데 진짜 아 오늘 S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나는 진짜 S 마이너스 받 S 마이너스 받고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알아요 구독 기동신 가게 됐어요 원래 기동신을 갔었는데 아이오니아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거 갔다가 왜 상대는 two 유성에 two 수확이죠? 음 빡치는군요 아니 음 유성으로 준내 맞겠구만 네 flag를 세워볼게요 자 짜란 말파궁 탁 맞고 제라스 궁으로 탁탁탁 맞고 진궁 탁탁 맞고 릴리아 수면 탁 맞고 합니다 그제 미래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어? 보인다고 내 미래가 어? 아니면은 제라스 저거 스퀘 맞아가지고 탁 맞고 침묵 탁 걸린 다음에 진한테 탁탁 맞고 죽겠지 뭐 구독! 네, 네 큐를 아니 방송 보고 있으면 많은 <laughs> 채팅으로 치지 아니 왜긴 말로 쳐요? 어근가? 어? 아 우리 모대 정글구나? 어이쿠야 뭔가 했다 에에 뭘 어지? 아 이거 이렇게 클 다음에 이번 잃어버렸다고요. 님 맨날 잃어버려요, 왜. <laughs> 왜 그러다가 롤도 잃어버려가지고 못하지. 구독! 난 이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해. 어, 결국에 라인섭 했네? 에... 젠장. 아! 뭐야 미드 제라스야? 미드 제라스인데 유성을 들고 갔어? 어...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원거리 먹으면 안 되는데 원거리 싼데 너무 저렴저렴한데 이거나 맞아 짜샤 우후 시참이에요 아니요 시참 아니에요 님 들어와서 원딜 할래요? <laughs> 그럼 내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아 너무 좋아요 킬 <laughs> 어차피 혼자 돌리는 것보다 님이랑 돌리는 게 더 재밌어요 이상하게 렉이 아야 아나 채팅 읽다가 Q 눌렀어 우리 퀸이 뭔 생각, 뭔 생각을 할까? 아, 저 소라카는 바본가. 저번에 죄송합니다. 저한테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, 저는 화가 그렇게 안 났는데, 네. 그, 방송에 그때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, 네. 그래서, 한동안 시청 참여 안 되신다고 제가, 네. 유튜브 댓글에 죄송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9월달에 한 달 동안 시참 못하는 걸로 해서 용서해 드릴게요. 물론 제가 화가 난 건 아니지만 저는 절대 화가 나지 않았어요. 사람이 살다 보면 탈주도 할 수 있는 거고. 그쵸 그쵸. 아, 살다 보면 탈주도 할 수 있고 탈주도 할 수 있죠. 절대 화나지 않았어요. 아마 한동안 참을 못하신다는 바퀴벌레 잡으려고 큐 썼다예요 개쩌네 이 약물건 말하는 것 같다고 아니야 아 진짜 화 안 났어 이 약물고 말하면은 에이 지금 이 약물고 말하는 이유가 에이 그것 때문에 이 약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 상대 그냥 말파가 빡칠 뿐이지 지 돌덩이 새끼 아. 싫어. 아 대포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버렸네. 아니 나파건선 돌았으니까 먹었어 진짜 분히 근데 저거 원래 진 스킬 맞으면 속박 걸리지 않나? 왜 안 걸리지? 나 이거나 먹어라 짜샤. 파건선 돌기 전 뒤. 어 대포가 뒤지겠는데. 뒤졌구나. 오호. 아이 물려오면은. 앞에서 한번 때려봐가지고 못 맞췄네 젠장 구독! 음 나는 꼭 오늘 질랩을 찍고 싶어요 빨려 내포 먹고 싶어요 존맛해 그리고 쟤도 먹고 싶어요 얘도 먹고 싶고 통화방이요? 어? 우리 통화방 저기 저쪽 토마가 저, 뭐, 발음 안 되는데 어? 뭐야 깜짝이야 내가 스킬 쓴 줄 알고 놀랐는데 내 스킬이 아니었네 보니까 <laughs> 내 스킬이 아니었네 왜 왜왜 또 움찔한 거지 어, 우리 통화방 우리 통화방 어, 고민된다 야 이거 요정을 아 하지마 돈 아끼자 돈, 돈 아끼자 또 통화방에서 통하면 화 되겠지 뭐 알긴 1대1 어? 모데카이저가 뭐, 온대 난 근데 느린데 아 느린데 되게 많이 느린데 학원이 있는데 느린데 두 갈래 길이다 어디로 가야 될까? 일로 가야지 아 얘네 일로 가야겠네 아, 큐한 대만 맞아달라고! 어, 우리 원딜 죽었네. 어, 둘 다 죽었네. 야 아직 한 번밖에 안 죽었는걸 이라고 말하고 작가가 앞으로 4데스를 합니다 호호 오 도망쳐 칠 수가 없네 갑자기 막 오! 뭐야 갑자기 막 오! 갑자기 어, 내가 정상적으로 했어 이걸 와나 진짜 진짜 내가 내 말 내가 말했던 대로 진짜 다 됐어.